2020년 8월 12일 흉가여행 31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기가 식당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식당으로 추정되는 곳이라고 있거든요 미라볼이 있고 계십니까?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지금 오, 꼭 나주윤가 생각난다 나주윤가 여러분들 어? 소리 소리 소리 뭐 밟은 소리 뭐 밟은 소리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빗소리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물이 툭툭 떨어지니까 빗소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페트병이라든지 이런데 매니저님 방금 마지막에 채팅 띄운 이 투론 블랙 넣으세요 그냥 내가 분명히 말을 하면은 좀 들어 어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하지마 잠깐만 저, 저 그냥 그, 그, 그, 중에 둘러보고 나갈게요 방금 본 사람 문틈 사이로 끄은 거본 사람 문틈 사이에 끄은 거본 사람 쓰사든 사람 문틈 사이로 뭐 끄은 거 지나가서 본 사람 잠깐만 저, 저 그냥 그, 그, 그, 그냥 둘러보고 나갈게요 방금 본 사람 봐봐봐봐 저야 얘들아 확대해 누구야? 저기 다검한거 보자. 문틈 사이로 와봐. 문틈 사이에 뭐 있잖아. 검은 거. 지금 여러분 어? 저기 있다 봐봐 잠깐만 어? 방금 저 검은 거 봤는데 문 틈 사이에 봐보라 어? 문움직이는때 문 틈 사이 봐봐봐 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올라간다 물론 잠깐만 와 벌레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문 뒤에 누구 있죠? 문 뒤에 누구 있죠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저 누구신데요? 저 둘러보고 나갈게요 그냥 당신이 당신이 당신이 와 잠깐만 와 기운 세다 막혔어. 뭐야? 어?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잠깐만,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만. 잠깐만요. 예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잠깐만. 아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나 소리도 못 지르고 지금 미치겠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조금만 화를 삭히십시오. 제가 들어와서 지금 기분 나쁜 겁니까? 감사합니다.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혹 그만하라고 이 생키야! 아, 아, 아, 당신 누구야? 도우맨이지. 아, 아, 냄새. 오! 꽃겐! 오! 꽃겐! 냄새 잠깐 와 잠깐만 여러분들 되겠는데 어?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? 어? 누구세요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본 사람 손! 손! 귀신이다가 한다 스샷 떠가지고 올려 빨리 올려 스샷 떠가지고 빨리 올려 빨리 올려 나 파... 어? 아이고 나와요 어, 그만요 그만요 그만요 그만요 그만요 미쳐버리네 이거 진짜 어디 어떻게 하지 이거 누구세요? 거기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아 잡기가 장난이 심하네 그 잡기요 그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 중구 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잠깐만 잠깐 어? 방금 누가 나 부르 야. 야. 어? 뭔 소리야? 뭐야 뭐지 여기? 깜짝이야 씨. 안 보여